turn my camera on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Camera on. so fine 내 카메라 속의 세상은 그 모두가 거꾸로요 Feel so fine Hey, Yeah, hey. feel so fine Oh yes, my miracle, my miracle 여지경 같은 친구 지겨봐 그러고 싶었잖아 사람들 때문에 미쳤잖아 다 싫어졌잖아 바꾸고 싶었잖아 Rock it, rock it. Hey, Yeah, I hey. feel so fine 진실이라는 거짓은 그 모두가 거꾸로요 I feel so fine Hey, Yeah, I hey. feel so fine. Oh yes, my miracle, my miracle. 여지경 같은 너. Oh yes, my miracle, 신을 찍어봐 그러고 싶었잖아 사람들 때문에 지쳤잖아 다 싫어졌잖아 That's my miracle, my miracle. 요지경 같은 것. Oh yeah, my miracle, my miracle. 비는 해물을 열어 내게 와봐. 내 친구 즐겨봐. 그러고 싶었잖아. 사람들 때문에 미쳤잖아. 다 싫어졌잖아. 바꾸고 싶었잖아. 열어 내게 와봐.